까지 아, 궁금하다. 어, 여은아 이거는 근데 지금 안 먹고 아빠 나중에 촬영할 때 쓸 거야. 그때 같이 먹자 알았지? 응. 응? 어? 그렇게 하자. 응. 그럼 이제 뚜껑 닫고. 응. 찍다. 찍자고? 응. 아. <laughs> 아 아빠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해야 돼서 이걸 못 찍어. 아, 안 돼. 대신에 이거 찍을 때 여은이도 같이 옆에서 찍자. 알았지? 응. 응? 지금. 지금? 지금은 안 되고? 지금. 그러면 내일. 내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laughs> 알았어. 그럼 여은이 여기 앉아봐. 여은이만 찍자 그럼. 네. 와 예쁘다. 멜라비 보비 똥개미 똥개미 똥개 뭐야 우리 왜 뽀뽀해 야야 이제 까도 돼요? 응 이제 까볼까요? 네 엄마 아빠 맛, 아빠 맛있겠어요. 벌써 네. 맛있어? 피부. 큰일 어안 먹었는데 맛있대. 아빠가 이거 따줄게 그러면. 네. 음, 음, 음. 어, 어, 새 버렸나? 버렸나? 몇 개 먹을 거예요? 두 개? 두 개만? 두 개만 더 줄까? 자, 두 개. 됐어요? 좀 더요? 마지막? 마지막 두 개? 음, 음, 두개 말고. 그러면 이렇게 어, 한 숟가락? 응. 응. 자, 이제 먹어봐요. 네.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음, 딸기 맛. 딸기 맛이. 아 이건 진짜 딸기 맛이지? 맛있다. 맛도한번 먹어봐. 이 봐봐. 어, 뭐야 이게? 터졌다. 혼자 터졌다. 음. 어, 어 되게 신기하다. 아 진짜요? 음. 되게 재밌다. 떨어진다. 이렇게 앉아서 같이 먹자. 진짜? 아니 엄마는 안 찍히고 싶어. 응. 엄마 다섯 개 주면 안 될까? 다섯 개 먹어보고 싶다. 한 개씩 한 개씩 먹는 거야. 아 그래? 응. 음, 음 그리고 여원이도 한 개씩 한 개씩 먹고 있는 거야? 응. <laughs> 한 개씩 먹어야 돼 하나씩. 응. 음. 언니 뜯었어. 응. 이렇게 뜯어. 뜯었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왜 표정 왜 그래? 집중 모드. 엄마, 엄마 좀, 엄마 좀 이렇게 했다. 엄마처럼 해봤어. 저것도 먹는 거야? 저거? 저 어떤 거? 아. 이거 두 개. 이거 다 먹는 거야? 이것도 두 개? 응. 음. 그것도 먹는 거야. 다른 맛이래. 다른 맛? 응. 음. 어. 다른 맛. 음, 맛있다. 신났어? 응, 이거 먹는 거네? 응. 먹는 거? 응,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신기하게 생겼지? 응, 진... 응, 동글동글해. 응, 뭐, 뭐, 뭐 같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전 팝핑보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맛 먼저